안녕하세요 머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수진 조아입니다 오, 그럼 지금부터 케이팝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야! 있지 선배님!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있지 선배님의 Not Shy인. 뭐라 뭐라 어, 왜 춤추고 있지? 살 그만하세요 혼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난없지아왜 자꾸 이름 먼저 이렇게 딱 소리 지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튼 선배님의 Mayday fire. <laughs> 이거입니다. 네. <laughs> 수진! 여자친구 선배님의 열대야 아직도 깊어져 번가는 열대야 너 너와 나.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이거다 이거다. 네. 수진! 소녀시대 선배님의 런데빌런. <laughs> 선배님의 러브샷 e Shot. It's the l o v 오, It's the l o v 좋아. 세라 <laughs> 언니 이름을 말해. 나 목소리가 안 나왔어. 그래요? 이거는 에이핑크 선배님의 데뷔곡 몰라요입니다. 딴딴딴딴 똥똥똥똥 똥똥똥 이러지마요 b a b 그대는 몰라요 내 마음을 아직도 그대는 몰라요 수진! PM 선배님의 어깨는 뭐 약간 어깨는 어깨 약간 약간 이런 좋아 수진 <laughs> 어 여자 아이돌 선배님이 어어 어. 거기 누군가요 어어 어. 나를 안다고 어어 날 어. 잊어버렸죠 버렸죠 어어어 난 어어어어 같은 여자 끝났습니다 와 누굴까요? 언니가 한 번 얘기해주세요 음 반반?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의 웃음가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좋아 아니야 왜요? 그래서 언니가 저랑 같이 춤을 많이 춰으니까 동점이면 해요 그래? 동점입니다 수진 조아가 마리끌레를 5월호와 함께하니까요 많이 찾아봐 주시고 마리끌레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